네, 오늘은 이 wild wood gas stove를 한번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 와일드 우드가스 스토브는 부시버디라고도 불리는데 어, 일반적인 wood gas wood stove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이게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스토브가 안쪽에 더 들어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스토브가 1차적으로 연소를 시켜서 여기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서 1차 연소된 가스를 2차로 연소시키는 그런 스토브입니다. 그래서 wood stove라고 안 하고 wood gas stove라고 합니다. 네, 한번 불어 붙여보겠습니다. 예, 이 wood gas stove는 일반적인 wood stove하고 다르게 2차적으로 연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불꽃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연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나오지만 2차 예,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 매연 없이 불꽃만 아주 높이 올라와서 화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2차 연소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wood stove보다는 효율이 상당히 막, 상당히 좋고 어, 연료 또한 뭐 빠르게 소모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작은 스토브를 이용해서 불을 떼면은 뭐 연료 소모는 적, 적지만 불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 우드가스 스토브는 그러한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스토브입니다. 불이 잘 붙었네요.